마지막 날이지? 어, 고생들 했어. 저 영상 보는 사람도 그러겠다.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신 분들이네요.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신 분들. 이상하신 분들 날씨 좋다 와우 오 문이 안 닫히는데? 쇳바를 치면 돼 기타 좀 쳐줘봐 와우. don't drink coffee, I take tea, my dear. I like my toast on old side. And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. I'm an Englishman in New York. 머리가 왜 이래 이거? 잘라야 되나?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오늘은 이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